왜 이걸 노력해야 돼? 왜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맞춰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회 가능성 좀 봐주세요 얼마 전 2년 만난 남친에게 차였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타올랐던 처음의 모습을 잃고 점점 뜨뜻 미지근해졌어요 얘가 날 사랑해서 미쳐 돌았다 이런 느낌은 사라지고 내가 싫지는 않나 보네 정도의 느낌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보챘습니다 애정 표현 좀 많이 해달라 자주 만나자 이게 남친한텐 부담이었나 봐요 싫어진 것도 아니고 오래 만나다 보니 편해진 건데 왜 꼬투리 잡고 못 살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점점 집착처럼 느껴진다면서 헤어지세요 너무 단호해서 입도 못했습니다 모든 게 후회돼요 인스타 보니까 아직 저랑 했던 커플템 하고 다니고 저희 커플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헤어졌다는 말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재회 가능성 있는 거 맞죠? 음... 야 근데 사연을 발라드처럼 읽네 아 라디오 DJ 출신이니까 아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제 동생 정승환입니다 예! 아! 예! 고기에 계십니다 어. <laughs> 제가 고막메이트 전 시즌부터 맨날 야너 나와야 돼너 나와야 저도 맞아 얘기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술 사주면서 그 증거 영상도 찍었어너 고매 나오는 거야? 나오게깨요 이렇게 아, 해가지고 진짜? 아, 그런 영상 찍었었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도출했구나 어, 안테나에서 법적 대응 이제 들어가요 그럼 우리 디오 엔터테인먼트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laughs> 아 근데 사실 정말 흔한 이별 사유고 연애 초에는 둘 다 똑같이 불타오르다가도 마음이 식는 속도는 서로 다르잖아요 둘이 문제가 조금씩은 서로 떠안고 있는 게 막둥이는 연애 초반의 모습 있잖아. 음. 그 모습을 연애 내내 유지를 하기를 좀 바라는 음. 거가 음. 있는 것 음. 같고 막둥이 남친도 맞춰주려는 노력을 안 하고 싶을 정도면 애초에 연애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맞아. 약간의 노력은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네. 약간 남친이 원래 마음이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애정 표현을 좀 해줘라는 말이 나를 막 못살게 굴고 막 내가 막 숨도 못 쉬고 집착을 당한다고 느낄 만큼의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살게 군다는 말은 좀 상처야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막둥이도 되게 압축한 걸 수 있어 왜 뽀뽀 세 번 하네? <gasps> 여섯 번 했었는데 왜 요즘은 집 데려다주고 마지막에 사랑해 사랑해 안 해? 안 해? 그리고 오빠 어, 마지막에 아 사랑해 안 해? 아 사랑해? 아, 근데 있어요. 수원 씨 몰라도, 발라더들은 몰라도 되는데. 아. 아무튼 근데 물론 양쪽 다 뭐가 있겠지만, 근데 뭘 떠나서도 그 못 살게 군다는 표현은 너무 강력해요. 강력하긴 음. 했어. 진짜로 못 살게 굴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좀 헤어질 명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음. 그런 의심도 좀 들고 자기가 나쁜 사람 되기가 싫어서 아. 이 헤어질 명분을 이 여자친구에게서 찾다 보니까 오. 너무 보챈다, 못 살게 음. 군다라는 음.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치.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 음.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혹시 또... <laughs>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시길요 아, 나는 이 둘이 아직도 100% 사랑하고 있다. 100%? 100%? 어, 마음이 있다. 둘 다? 어, 둘 다 마음이 있어. 나는 7년, 8년 이렇게 좀 길게 연애를 하는 편이었거든. 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 어 많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막둥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헤어짐이라는 어떤 초강수를 둠으로써 서로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브레이크인 것이 근데 헤어짐이 초강수라기엔 너무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간극이 좁혀질 것 같다라는 어떤 남친의 입장도 있을 수 어... 있다 사실 저는 막둥이 남자친구의 입장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 이 사연 들으면서 굉장히 과몰입을 했는데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솔직히? 근데 솔직히 내가 변한 것 같기도 해 근데 여친은 계속 내가 변했다고만 하고 근데 내가 볼 때 여자친구도 변했어 응, 응. 근데 자꾸 나한테만 평온하다고 하니까 어 내가 진짜 너무 못해주나? 막 맞아,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인 거야 눈치도 많이 보이게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라톤을 뛸 때 우리가 전력 질주로 끝까지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근데 내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거기서 더 빨리 달려 더 빨리 달려 하면은 음. 못 뛰고 퍼지잖아 나중엔 내가 지쳐? 내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형처럼 솔직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게 그냥 그게 사실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끝내던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주의예요 저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laughs> 지닫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파국이었어 <laughs> 나 안 변했어 나 안 변했다니까 막 이러다가 오빠 뭐 맨날 꽃 사다 주고 이랬는데 지금 오빠 나한테 꽃 사다 준적 있어? <laughs> 오빠 맨날 손편지 써줬는데 오빠 지금 손편지 써준 적 있어? 야 그럼 너는 그럼 너는 이렇게 되면서 막 둘이 싸우다가 이제 근데 그 이거는 결론이 안 나와 아, 난 항상 이제 그거에 관심이 많잖아 무엇이 분비되는가 우리에게 어,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뇌과학적 뇌과학적 접근으로 봤을 때 사랑을 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그때 그 도파민이래 내가 도파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흥분이 되고 음. 운동할 때 내가 이겼을 때 나오는 그런 감정 음.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짧으면 3개월에서 정말 길면 6개월?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데 음... 그거는 지금 뭐 우리 정도 사이에서 느끼는 편안하고 평온하고 너무 안 보면 보고 싶고 이제 음. 그 정도의 행복한 감정? 음... 근데 그거 관계로 이제 넘어갈 때 연인들이 이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음... 분명히 서운한 일이지만 이 관계를 좀 오래 보고 가고 싶을 때는 둘이 진짜 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그런 동물이라는 걸 인지하고 되게 정교하게 템포를 맞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계속 그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약물 같은 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마약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일종의 마약을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 확 바꾼다거나. 어. 음. 아니면 우리가 데이트를 안 하던 데를 갑자기 간다거나 아 우리가 안 했던 뭔가를 아, 같이 한다거나 어. 음. 노력을 할 수 있는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럼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네요. 음. 근데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음. 음. 음. 왜 이걸 노력해야 되냐. 그치. 음. 그게 함정이야. 노력을 하는 게 맞거든. 음. 연인은 친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물론 처음에 도파민 뿜뿜 할 때는 노력 안 해도 돼. 막 그때 그냥 노력이 자연스럽게 서, 어, 돼. 어, 서로 막 그때처럼 안 되니까 노력해서 하네라는 것까지도 다 이거를 어, 지적을 음, 하면 그럼 진짜 숨 막혀. 아 그러면은 그건 좀 어렵지. 그건 아예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거지 음, 사람 다른 거야. 근데 그거를 맞춰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그거 성숙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왜냐면 도파민이 3,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사는 거야. 음. 어. 계속 심장 뛰고. 그러네. 어, 어. 그막 심장이 쿵쿵거리고 막 새벽에 전화해서 봐야 되고 이 네. 상태로 계속 사랑을 해야 되는 거면 그건 이제 성숙도의 문제라고 난 생각하지 음. 다른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 근데 그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고 정교한 템포를 맞춘다라는 게 음. 템포를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 내가 빨라져야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늦춰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아, 어렵다 진짜 그럼 누나 말에 따르면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한 응, 과정인 응, 거라는 거지. 거잖아요 음. 근데 저는 또 이해가 되게 안 되는 게 이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도 약간 커플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고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도 뭐 아직 알리지 않았고 음. 이렇게 하는 게왜 이, 런 행동을 하는 걸까? 진 일단 근데 뭐냐 2년 정도 만났으면 당연히 미련이 있지 않겠어요? 약간 그 음, 그죠 아쉬운 마음? 음. 나는 누나랑 완전 정반대인 게 이런 거에 되게 무딘 사람이 있어 음. 야 이남 불러 헤어졌어 맞아 뭐? 맞아 그래, 반아 꼈네 어, 그냥 무딘 거야 그러면 애들은 오히려 2년 동안 다 불태워서 미련이 1도 없어서 이걸 음.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야 그냥 반지로만 보이는 거고 어 그냥 그냥 낀 거야 음. 뭐. 지금 딘딘 형이 말씀하신 거라면 차라리 다행일 음.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부러 보라고 음. 의도가 담긴 어떤 행동이었다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될 고민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아. 든다 아니길 바랄 뿐이죠 그런 사람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우연인 건지 아니면 누가 봐도 개의도적이다 음. 그럼 그때는 이제는 아 그냥 아무리 봐도 저는 남친이 완벽하게 식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죠 일부러 뭐 계속 SNS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티를 내는 거라면은 어 이거는 진짜 남자친구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 <laughs> 어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다시 막둥이가 제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 네. 와 아, 근데 의외로 이 중에서 가장 순한 맛인 세훈이랑 승환이 이 남자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을 드러내고 음. 있는 것 되게 흥미진진한 포인트인 것 같아. 음. 네. 근데 지금 막둥이 남자친구가 뭐 뭐 막 이렇게 못생기구나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냥 확 쏟아낸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 날부터 후회를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음, 있죠. 음. 그러면서 커플템이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이 모든 행위를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음. 사실 저도 뭔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뭔가 단정 짓고 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음. 음. 나는 제외 가능성이 95% 이상이라고 봐. 물론 지금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거의 너무 높지만 음.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가능성도 너무너무 높다. 그치 그치. 음. 막둥이 자체도 내가 그렇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음. 예전처럼 음. 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지에 음. 대한 거를 조금은 조금은 차갑게 생각해 보는 게난 음. 좋은 것 같아. 음. 음 연애를 할 때 항상 5대 5여야 된다라는 강박에 있으면은 맞아. 아. 그게 예, 네, 그게 이제 아. 좀 어. 지금 막둥이 경우는 어 막둥이는 8인데 남자친구 2 같아. 음. 근데 그럴 때가 있어. 한한 한 분기 지나잖아. 그러면 4와 6이 되고 이게 좀 음. 계속 바뀌는 거라고 음. 처음 시작할 때는 한쪽은 1이고 한쪽은 9야 사실 그치 그치 9대1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되다 5대5가 돼서 엄청 만나지. 도파민이 터지다가 그치. 갑자기 또 이게 음. 바뀌면왜 이래? 이러는데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봐라 우리 그러면 그치 왜 그래? 응. 도망한 거 아니야? 딘딘 지금 또 생각났어 옛날 울지 마 눈물이 글썽 옆에 입, 술이 떨려요 아 진짜 너무한 거 같아 이거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laughs> 아니 사랑한다고 아 진짜 사랑해 <laughs> 너무 사랑해 미칠 거 같아 막 밤마다 생각나고 너 보고 싶고 그래 어. 근데 안 되잖아 그게 근데 어.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과몰입 진짜 과몰입 순간 다른 프로그램인 어. 줄 알았어 <laughs> 나도 한 제외 가능성 한60% 가까이 이제 보는데 음. 시간 충분히 갖지 않으면 100% 다시 끌려 끌려다녀. 음. 더 심하게 끌려다닐 거야. 왜냐면 맞아, 어 맞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약간 서늘한 표정을 짓고 오. 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무조건 쌓이거든. 음. 어느 한 날 갑자기 빡 터. 근데 맞아. 또 음. 남친은 어 나랑 템포가 맞네. 음. 어 이제 이제 나랑 연애 이제 좀 마음이 맞는다 생각하고 있, 있는데 막둥이 갑자기 터지면 봐봐 너 똑같잖아 그거 약간 무서울 어, 거야 안 그런다며 어, 여태 더 심해진 더 심해진 이제 막둥이를 보게 되는 거야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는 거니까 진심으로 막둥이가 아 그래 사람은 변하는 게 맞구나 그 변한 모습도 날 사랑하는 거였구나 깨달으면서 변하지 않고 음. 어떻게 내 옆에만 있어줘라는 마인드로는 난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음. 저도 사실 다시 재회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충동적으로 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짚지 못했던 것들을 좀 제대로 짚어보고 좀 더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도 뭔가 결론이 안 난다면은 그나마 전보다는 조금 시원하게 완벽한 정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되게 애써야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렵지만, 어렵지만 노력은 해보면